청소를 좀 해야겠는데? 네, 지금 청소를 어차피 지금 9시까지 청소하고 거울, 거울 좀 띄려고 어, 아파트는 어, 9시 이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 아침에는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어, 우리 목수 건어택 씨가 좀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천장에 몰딩까지 음, 몰딩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놨네요 저희 오늘 2일차 어,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실리콘 잘라놨 칼이 안 들어 왠지 yourself something funky. 곰목수님 네. 이 유리는 어디서 났어요? 거울? 이거는 기존에 집에 있다 한번 떼가지고 깨끗이 손 봐가지고 지금 다시 재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곰목수님 집에 있었다고요? 아니 이거 여기 그냥 주인집 거제 건 <laughs> 아니고요 아.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전셋집 100만원대 인테리어 하기 <laughs> 생각대로 되고 있어요 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만족해요. 어. 천만 원치 인테리어 한것 같아요. <laughs> 어쩌나요? 아, 그러네. 하, 지금 어, 어, 여기다 이제 거울을 어, 바로 붙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문 시공 이렇게 했고요. 사면동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wainscoting 몰딩을 시공을 했고요 네, 아직 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여요 어, 이따가 청소하고 다시 또 영상 찍을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거울 시공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예, 거울 제사용기 어, 거울을 재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코킹 좀쏴주고 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거울에 내, 비친 내 모습이 별로 좀 부담스러워서 <laughs> 아 일부러 안 찍는 거고 일단 요렇게 컵에 뭔가? 남은 거? 섞고 남은 거? 그래도 되고 원장 넘게 남았잖아 아 근데 칠하게? 아 도배하기가 더, 더 힘들어요 칠하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페이퍼 막 팔고 아니, 도배하는 아이시한테 오, 안 해줄 것 같아 싸게 온 거라서 아니 좀 돈 더 주고 혹시 시키는 게 낫지 페인트 하면, 페인트 하면은 뭐. 아, 아, 아. 네, 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저희 목공사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어, 남은 작업은 어, 이제 천장에다가 도배하는 작업이랑 그리고 어, 밑에 하부에 장판 깔고 걸레바지 어, 이렇게 시공 남았는데 어, 여기는 이제 목수 건호택 씨가 사는 집이라서 예, 저는 이제 카메라를 토스하고 그리고 어, 남은 작업은 고노특 어, 씨에게 카메라를 토스해서 어, 남은 작업들을 모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이만 빠잉 안녕하세요 우드스케일의 권호택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갔는데요 어, 집에 기존에 있던 몰딩 틀에 칠을 다 해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 한 몰딩은 기존에 있던 크라운 느낌의 몰딩을 해가지고 기존 것을 기존 것을 새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판 시공을 할 건데요. 이 누리끼리 양판을 위에 그 하얀색 톤의 그 화이트 톤의 장판을 시공할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의 완성이 되겠죠? 이제 오늘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마루랑 장판 시공이 다 완료됐고요. 이제 걸레바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걸레바지 지금 시공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게 다 재단해놔가지고 걸레바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이거 뭐 5분이면 하는 거니까 금방 해요 이제 다 봐갖고 이제 걸레바지 하고 걸레바지 시공 다 하고 이제 실링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가 다 완성됩니다 이제 이사만 오면은 끝 아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잘 인테리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새하얗게 잘 나, 잘된 것 같아요. 올 화이트. 무지 힘들었습니다.